오이 휴가 나온 우리 그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기록했던 아, 부딩 전창성 분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<laughs> 튀어나왔으니까 스파링. 아, 바로 네. 위. 어. push. Think, think, think, think. Think, think, think, think. ない 얼굴 안 가요? 괜찮지? 고기로. 네. 네.

자, 자, 오늘 오랜만에 근육에는 선생 어때? 고개 부러지는 줄 알았어. 아, 네, 확실히 군대 가더니 힘이 좋아졌어요. 역시 남자 군대 가야 돼. 네, 많이 좋아졌습니다. 네, 오늘 컨텐까지